오늘은 머리를 잘라볼 거예요. 머리 길이가 이렇게나 됐는데 머리 밑에가 많이 상해서 좀 자르고 싶더라고요. 한 목표는 한 여기까지? 이 정도? 조금 더 나와서 이 정도? 이렇게 단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마존에서 키트를 샀어요. 가운이 있고 24분인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이걸 앞으로 써야 될까? 뒤로 써야 될까? 뭐지? 이렇게 쓰는 건가? 건데? 망토인가? 빛이 왔던데? 진짜 음, 머리가 아주 조금 그러니까. 자, 시작합니다. 안돼. 손. Bye. 못 살리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괜찮았어요 아 근데 어떻게 못 살지